헤드라뉴스입니다첫 출근 기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헤어뉴스 되게 자주 봐왔었고요. 일반 학생이었을 때부터 짧은 시간에 되게 보기 좋은 영상이어서 클립을 되게 많이 봤던 것 저는 유튜브로 t 아이뉴스 자주 접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돼어 너무 기쁘고 오늘 재밌게 멤버 전원이 다 2000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2000년생 분들이 추천하는 추억의 음악이 있을까요? 네, 안율매 손흥민 분들이 유명한데 저는 상속자도 OST 마리 추억의 노래 중하나것 같아요 한참 학교에서 많이 유행했었던 초등학교 때 <laughs> 엔하이픈 분들이 가장 시끄러울 때나 조용할 때 딱 꼭 집어서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끄러울 때는 메뉴 고르고 음식 메뉴 고를 때 갑자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좀 약간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갑자기 급격히 조용해요 <laughs> <laughs> 맞다 맞다 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점심 메뉴가 있을까요? 샌드위치 아, 그런 거 좋죠 날씨도 네. 좋고 테라스 있는 곳에서 앉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승님 그 최근에 간다튀김 위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아. 다음에 촬영 때는 어떤 음식 위에 놓고 싶으신지 사실 감자튀김 위에 올라갔을 때 아주 미끌미끌했었는데 이번에는 젤리? 되게 폭신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희승님 저희가 절대 음감이시라고 아, 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테스트 할수 있을까요? 어, 좋아요 네. 아 이거는 미네요 미소리 그림이 매력 포인트가 L라인 부족턱과 목에 있는 하트덩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본인은 가장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언제 봐도 뭔가 대답하기 되게 <laughs> 당황스러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자신감 있게 가세요 네. 자신감 있는 점입니다 <laughs> 취미가 저 특이하게 또 라면 먹기라고 하셨어요 아, 네. 어, 네 그러면 개인님만의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라면을 잘 먹어요 라면은 제가 또잘 끓이네 네. 제이크랑 제가 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TI 뉴스를 나오게 되었는데 긴장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